안녕하세요. 어, 미라클엠 더싱 블루투스 이어폰의 pairing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제품의 장점은 좌측, 우측에 구분이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장점인데요. pairing 하실 때만큼은 왼쪽의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는 블루투스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우선 하셔야 될 것은 핸드폰에서 블루투스를 해제를 해주십니다. WA110을 해제를 해주시고요. 충전 cradle에서 충전 cradle에서 한번 충전했던 거를 다시 빼주시고요. 양쪽이 전원이 켜진 후 왼쪽 버튼에서 연속으로 두 번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개가 pairing이 되면서 안쪽에서 띵동 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 이후에는 페어링이 연결된 후에는 어, 깜빡이는 버튼이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pairing이 됐을 때 블루투스 스마트폰에서 연결을 다시 하시게 되면 양쪽으로 음악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화이트와 블랙으로 다 테스트해드린 이유는 이런 식으로 한쪽을 잊어버리거나 가족분 중에 다른 분 것과 이렇게 그 교차가 됐을 경우에 어,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연결하신 후에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어, 보시는 것 같이 왼쪽 오른쪽을 다 충전을 한번 꼽았다 빼시고 나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왼쪽 오른쪽이 있는 상태에서 왼쪽 거 버튼만 연속으로 딱딱 두 번 클릭을 해주시면 pairing이 되게 됩니다. pairing 이후에는 한쪽에서만 주로 깜빡거리는 알람이 뜨게 되고요. 현재 오른쪽에 깜빡거리는 이유는 뭐냐면 빨간색으로 블루투스가 연결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연결이 되고 나면 한쪽에서 하얀색으로 됩니다. 블루투스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블루투스 연결하시는 방법은 아시는 것처럼 위쪽에 블루투스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를 눌러주시고요. 검색을 하시게 되면 지금 W110이 찾아졌죠? 이걸 눌러주시면 핸드폰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등록을 하시겠습니까? 예, 등록을 눌러주시면 양쪽으로 음악이 나오게 됩니다. 예, Bluetooth connected라고 방금 전에 소리가 나왔죠? 예, 저희 WE110 제품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